깔치도 시향이 떠들어야 돼. 깔치나 그렇지. 깔치나 왜 말해? 아이스도 말해. 아이, 누가 말이요? 사람이 좋네. 만드는 음. 박수 아이 되게 나와요 Oh, やってはい前はい移動するよ